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레이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파리바게트 티라미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매그넘 아몬드 끈 거랑 발라서 먹으려고 누텔라랑 허쉬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라흐마라힘 Bismillahirrahmanirrahim. 같이 먹으니까 엄청 느끼해요 티라미수 케이크는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안 어울리나 봐요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트라미스 케이크는 처음 먹을 때 엄청 맛있어요 맛있는데 조금 많이 먹으니까 느끼해요 아이스크림도 너무 커서 4개 정도 먹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